네 여기는 마리클레르 2월호 촬영 현장이고요 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빈의 About Me 시작하겠습니다 우바 팬덤은 우리 팬덤명은 모멘츠 오브 얼웨이시니스라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우리 모아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뜻하는 겁니다 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처음으로 발표한 리메이크 곡 이름은? 샴푸의 요정 리메이크 했었습니다 범규가 좋아하는 수빈의 성대모사는? 범규가 좋아하는 저 성대모사 <laughs> 많긴 한데 아마 방송에서는 그 짱구는 못말래 나오는 맹구가 돌 줍는 <laughs> 소리라고 좀 어이없긴 한데 맹구가 돌줄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한번 아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안한지 반년 돼갖고 감 잃은 것 같긴 한데 아 음, 음. 오 <laughs> 잠깐 제가 제가 좀 감을 잃었어요. 너무 오랜만에 왔고. 어, 뮤직뱅크 돌핀 무대에서 네. 아 돌핀 돌핀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한번 봤었거든요. 하늘색 가까운 파란 머리였던 것 같아요. 영어를 쓰면 안 되는 흥미적 게임을 하다가 수빈이 아이스크림을 말하거나자 위기를 공존하며 한 말은? 와 이거 직접 보셨어요? <laughs> 아이스크림 말하려다 이제 영어를 말하면 안 되는 게임이어서 아이코야 했습니다. 아 근데 어디 갈, 갈 때마다 그런 거 하는 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비주얼? <laughs> 어, 게임 게임 게임이었을 것 같아요 1번 빅스의 사슬 2번 비 b 1이4의 잘자요 Good Night 3번 인피니트의 추격자 4번 BAP의 원샷 5번 2PM의 10점 만점 저 5번 10점 만점의 신점이요 제가 2PM 선배님의 미친 거 아니야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치약, 아, 치과 학문외까지 어디로 갈 건지 물었는데 수리는 뭐라고 답했을까? 아 이런 거 인터뷰에서 말해도 되나? 저 근데 학문외과라고 했어요 아니 난 곳이 거긴데 뭘로 가야죠 뭐 왜, 왜, 왜, 왜. 맹구가 팬이 불안할 때 들을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위버스에 올리는 거는? 확실히 이혼합니다 이제 윤종신 선생님의 야경이라는 노래를 제가 올렸었는데 많은 모아분들이 이제 그 노래 듣고 좀 길을 좀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팬레터를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홍천이랑 포토카드 커뮤니션에서 수빈이 나는 귀염보다는 섹시 쿨 쪽이지라고 하자 연준이 한 말. 모르겠어요 잘. cool 아니고 아나 기억나는 것 같아요. 아 맞아요 연준 형이 그런 드립을 많이 쳐갖고. 요리타임 편에서 수빈 씨가 알리오 올리오를 세 번 잘못 말했잖아요. 세 번이나 잘못 말했어요? 알리오 아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는데. 너무 오래전이라 알리고 올리고 알리고 올리고 와 진짜 다양하게 틀렸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갖고 자주 틀리긴 해요 음. 중학생 시절 floorball 동아리에 속했던 수비는 포지션은? 골키퍼랑 수비수를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floorball이 이제 뭐 어깨로 막 치고 이런 게 다니는 건 애들이랑 몸싸움을 하는 거를 별로 원치 않아 있었어서 좀 비교적 몸싸움을 안 하는 골키퍼랑 수비수를 자처했던 것 같아요. 스모로가 시에서의 노래 제목 중 한글 발음을 기준으로 가장 길이가 긴 것은? 어...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이거겠다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가사에 나오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몇일까요? 음... 300 3,000 3,300 2절에도 나오니까 6,600 9,900 거의 비슷했어요 더, 더 위라고요? 모르겠는데요? 뭐, 뭐 있어요 또? 3,000이랑 300 말고 뭐가 또 있나요? 9,924 24? 24? 24가 나와요 가사에? 뭐 어, 떤 거요? 아 맞네 아 24시간은 이 옆에 그러면 은 9924인 거예요? 아 아쉽다 그러니까요 저 다른 출연자분들도 이 정도 하셨어요? 아 진짜요? 제가 잘 맞추는 거예요? 역시 역시 <laughs> 그냥 맞추라고 그냥 거저주시는 12번 네, 마리끌레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?